혼자 얘가 갑자기 사, 상황극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받아줘야 될지 몰라가지고 만약에 저희가 지나가고 있어요 같이 근데 갑자기 어, 너 누구니? 약간 이런 안녕히 주무세요 끝나 잡니다 저희는 이럴 때마다 되게 당황스러워 <laughs> 이게 뭐야 양념 더 넣으라고 했잖아 진짜 왜 그러냐? 더 해봐 더 지금 그냥 쓰레기야 이건 <laughs> 입술이 파르르 떨린다 그럴 거면 나가 그럴 거면 나가 <laughs>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그 있잖아 내가 그냥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어제 어제 왜 왜요? 끝내? 지, 지, 다, 아직 안 끝났어요. 계속 진행. 아왜 끊지? 아왜? 아, 안 끝났어. 안 끝났어. 안 끝났어. 안 끝났어. 안 끝났어. 안 끝났어. 안 끝났어. 진짜 어, 어이가 없다. 내가 <laughs> 뭐 잘못했나? 야 왜끊나 아니 요즘 왜 그러냐고 아, 요즘 왜 그러냐고 <laughs> 아니 저번에도 그렇고 왜 맨날 끊고 왜 자꾸 무시하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솔직히 내가 미안하다고 전화를 걸었는데 너가 끊는 걸 보고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왜 아무 말이 없어? 야! 뭐하냐? 헤어져! 끝났어요 아 헤어졌어 지금 남자친구가 전화를 그냥 끊어버린 아 화났어 아 화났어 화났어 화났어 화가 나는 거 같아 지금 남자친구가 지금 쪽보회를 너무 과음을 했어. 지금 화가 너무 많이 나 있어 지금.